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열무 비빔국수 이거는 돼지갈비입니다 이마트에서 사왔고요 이거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물이고요 아 시원하다 이는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비국 이거는 소면이 아니고 중면으로 했어요 음, 얼굴 너무 번쩍번쩍한다 음, 여기다 먹을게요 어, 맛있다 절제갈비 다 얹어서 이거죠 이렇게 음 좋다. 한입 크게 한 입만 아우 좋다 음 이 갈비는 이마트에서 사긴 했는데 이마트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무슨 울산에서 울산 돼지고기 맛집? 에서 나와갖고 직접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돼지갈비 반값 세일한다 고 그러는 거예요 <laughs> 아줌마 본드 카트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사야 돼 10분 딱 타임 세일하는 거 세 번째로 가서 줄 섰죠 <laughs> 잘한것 같아요 아, 좋다 이렇게 음. 너무 좋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, 비빔국수나 비빔밥 이런데 어, 청양고추 넣어서 드시지 않아요? <laughs> 카카라니 진짜 맛있어요 아, 갈비랑 진짜 잘 어울린다. Gostei é um 음, 따뜻한 밥에 딱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음. 약간 비빔국수도 매콤, 달콤, 칼칼 그리고 참기름 넣어서 고소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려졌고요 음, 그리고 갈비에 싸먹으니까 청양고추 넣는 거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. 음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즈 사랑해요.